여러분들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 왕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한 번 더 생각나는 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좀 한번 켜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자식이고 나의 새끼인데 좀 더 애정을 담아서 한번 해볼까 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즘 팬분들께서 저를 또 굉장히 아기자기한 또 사람쥐라고도 불러주,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재즈가 굉장히 없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음 망했군 <laughs> 처음부터 망했습니다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뭔가 이런 식의 느낌 망이의 코 하트가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머리 문양인 이있 정말 꼬리가 있어야 사실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꼬리가 이렇게 풍성해야지 그쵸? <laughs> 네? 뭔가 이 보면은 이 뒷머 이 망이 가면에 어떻게 보면 이 뒷머리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풍성 그럼 뭔가 형태가 사실 꼬리도 그렇고 근데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아 망이가 입고 있는 그 보라색이 어떻게 보면은 연보라빛이죠 그 연보라빛이 위에 자크가 달려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려버리면 뭔가 새로운 탈피 근데 그러면은 사실 너무 어. 그 망의 아이덴티티를 어. 없애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어. 크로스백으로 <laughs> 망이 망이의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세계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계관이 있어야 되잖아 이 망이가 정말 춤을 잘 추고 싶고 아, 뭔가 항상 이 자신감이 없던 이런 마음대로 좀 이겨내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콘 망의 승이죠 망의 승한테 찾아간 거죠 근데 망이는 어떤 식의 출생이 있었냐면은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도토 히마을 망이는 도토히 도토히 도토히 마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도토히 망이에요 희망 그러면서 이제 코니 이걸 이제 준 거예요 그 가면을 망이는 최대한 그쪽의 친구들과 비슷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열심히 이제 자기를 수, 수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연습을 시키죠 망이가 이제는 준비가 됐다 하는 시점이 와서 가면을 벗는 거고 그 가면을 벗은 모습은 아주 여러 가지로 귀여운 다람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뭔가 팬분들은 사실 이 모습을 되게 그릴 것 같기는 해요 아 과연 가면을 벗은 망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그 니즈에 좀 충족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을 해봤고 아이디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참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제가 음, 스케줄 끝나고 와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여튼 우리 망이 정말 잘 예뻐질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사랑해주세요 Love you